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트밀 참치죽 만들어보고 싶어서 급하게 나와서 재료로 사왔어요. 참치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먹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. 그리고 이 rolled oat. 그나마 정제가 좀 덜 돼 보이는 걸로 샀어요. 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 오 자주 해먹어야겠는데요? 일반 쌀 참치죽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외출합니다 정식 오빠 괜찮아? 그리고 락사 먹어본 적은 없는데 No shaking. Okay. <laughs> Thank you so much. Wow. 엄청 몰라. 대박 대박. 얼굴 크기. 와.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. 이거 한 병 비우고 너무 맛있어서 돌아가서 다시 사왔어요. 저도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짱. <laughs> 김치 참치 오트밀 죽. 음. 진짜. 근데 네, 아. 요즘 너무 비싸. 그러니까. 근데 솔직히 기름이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? 바오? 바오라는 게 유명해던데. 아우 찐빵 같은 거. 어, 나는 별로. 그래? 포도 있다 포. 이야. 개인정보 One chicken salad, number 28. 아야. 버거 맛있어. 버거 맛있어? 잘 됐네. 좀 짜자. 어, 좀 짜자. 아, 아, 20분인데? 30분밖에 안 남았어.